그렇게 만났을 말좀 빼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어, 지은, 지은아. 네. 어, 달인이 한국어 가르쳐 준다고 들었는데, 네, 네. 네. 진짜 고맙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더 어. 질문하기. 아, 그리고 그 관린이가 어떤 학생인지 잘 배우는지, 똑똑한지 알려줘. 네, 관리이 되게 잘 따라오고요. 되게 저희 진짜 뭐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거를 다 다 잘 응용해가지고 잘, 잘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특해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신부 네, 네.